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화장품 하울을 준비해 봤는데요. 음, 이 화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온 만큼 음, 정하나의 속마음도 조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대하시고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잠시 쉬었던 이유는 너무 더웠기 때문이죠. <laughs> 아뭐 그냥 이런저런 마음의 변화가 조금 있었고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이렇게 쉬는 동안 화장품 여러 개를 좀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벌써 더워. 자 세수는 하고 왔어요 여러분. 또 들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피부결 정돈을 먼저 해줄게요. 이거는 유리 스킨이라는 그 제 브랜드 건데 제가 그 뷰티앤부티 촬영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근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벌써 두 통째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 제가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4kg까지 살이 빠졌었거든요. 좀 몰라요. 몸이 힘들었는지 정신이 힘들었는지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되게 행복했지. 나한테도 이런 몸무게가 다시 돌아오다니 막 이러면서 그때 쉬는 동안 다시 쪘어. 어, 살이 빠지면 다시 찌고 빠지면 다시 찌고 자, 수분크림은 이것도 유리스킨 건데 이거야말로 제가 진짜 강추템. 음, 지금 두통째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있어요. 벌써 이 제형을 보면 약간 젤 타입인데 가볍지 않아. 그래서 뭔가 여름에 바르기에 좋은 제형인데 속은 전혀 가볍게 날아가지 않는 그런 체형이더라고요. 화장품을 이렇게 추천해요. 막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건 어쨌든 그 성분 자체도 굉장히 순하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라고요. 수분크림 유목민데 나 되게 수분크림 유목민이었거든. 좋다는 브랜드 막 다 써보고 막 그랬는데 마음에 들어.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지요시 스펀지인데 우리 샵프쌤이 소개해준 거예요. 그렇게 쫀쫀한데. 저는 이거를 쿠팡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6개가 들었는데 얼마냐? 6개 비싸네요. 6개에 1,600원을 하고 있네요. 얘를 근데 얘를 물 묻혀서 얘는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물 묻히면 불어나는 애인가? 물을 한번 묻혀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얘가 물을 먹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을 묻혀왔는데 말이죠 얘는 물을 묻힌 내가 아닌가 봐 얘가 묻히 애고 얘가 안묻히 애야 똑같아 얘는 안 묻히는 애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애고 얘는 좀 꺼끌꺼끌한 애란 말이죠 이런 꺼끌꺼끌한 애를 이렇게 이렇게 잘 펴주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맨들맨들맨들한 애로 이제 결을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정리해주는 용이었단 말이죠 파운데이션을 구매했어요. 에스쁘아 비실크 그 두 개인데요. 그래서 나의 피부톤에 맞는 거랑 한 톤 밝은 거 이렇게 해서 30ml 용량짜리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파운데이션은 뭐 큰 거 구매해도 혼자 다 쓸 거야. 하나 10년 쓸 거 아니니까 차라리 더 밝은 걸 겁니다. 아, 얜 짜서 쓴게 아니라 불편하군. 여러분, 얜 짜서 쓴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였어.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다. 페탈이 좀 더 핑크기, 아이보리가 좀 더 노래. 이렇게 말리면은 되게 꼼꼼히 도포도 안 되고 에이 못 먹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얼굴에 열이 많아서 파운데이션이 지금 뜨는 것 같아. 여름에는 저는 파운데이션을 사실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다닐 때 피부 화장이 이렇게 막 무너지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밖에서 좀 수정하기도 되게 귀찮고 그래서 저는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탁탁탁 이렇게 촉촉촉촉 바르고 중요 부위만 딱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그렇게만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있고 오래 가고 평상시 데일리에 뭐 완벽한 피부 표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음. 근데 제 생각이지만 막 커버력이 엄청 막 그 에뛰드 더블 래스팅처럼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피부 표현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딱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봐요. 이거 여기 쫀쫀한 부분으로 하니까 소리 들려 일단 스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거 리얼 테크닉도 있고 그다음에 피카소 제품도 있고 또 올리브영 제품도 있고 또 어퓨 제품도 있고 또 미쯔유시 그리고 스킨푸드의 웨지 퍼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과의 얘가 차별성이라 하자면은 이 쫀쫀함? 요거? 요걸 갖고 있다. 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뭔가 되게 쫀쫀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잡아주니까 어, 만원어치의 가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빠르게 눈썹을 그려볼게요. 어, 아, 참 선풍기를 키고 있는데도 땀이 나지? 지금이 사실 제가 땀덜 넣으려고 아침 8시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낮에 되면 얼마나 더 올라오고 이래. 그리고 저는 늘 쉐이딩은 이제 요거를 사용했었거든요. 이거 가색통제였는데 이제 요새 많이들 사용하시는 삐아의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 <laughs> 여름에는 쉐이딩을 너무 진하게 하면 진짜 답답해 보이니까 는 정말 연하게 더운 날에는 진짜 뭘 해도 화장도 연하게 그냥 뭐든지 얇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이제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냥 가운데 있는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아이섀도우 일단 아이 펄, 펄. 이 삐아 피그먼트인데 저는 쓴맛이랑 칵테일 피아노라는 거를 구매 했어요. 유명한 색깔이 있었는데 걔는 역시나 품절이더라고. 내가 한발 늦었지 뭐야. 잔여 수량이 이렇게 그 있잖아. 나머지 다섯 개 나왔으면 한 두 개 남은 거. 아 얘가 인기템이구나 싶은 애들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칵테일 피아노 그리고 얘가 쓴맛. 근데 메이크업 언니가 그랬는데 여름에는 펄대기를 너무 많이 쓰면 답답해 보인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펄대기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뽀삐에서 섀도우를 이렇게 내기 얘는 유키봄 뽀뽀의봉 술벌봄 사랑의봉 보라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때 사용하면 되겠다 약간 자색 고구마 색깔 얘는 약간 붉은빛의 유혹해 봄 유혹할 수 있는 약간 붉은빛 뽀뽀의 봄 핑크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의 봄인데 이제 코랄코랄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거야. 사랑의 봄으로 베이스를 한번 셔라다. 오, 어, 팔때기가이렇게 차글차글차글한 거 보이나요? 근데 여름에는 막 섀도우 색깔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되게 이렇게 쨍하고 예쁜 컬러 딱 하나에 그냥 포인트 딱 해주고 라인 그리는 게 사실 제일 예쁜 것 같긴 해요. 얘를 살짝 넣어주면 내가 실패할까 안 실패할까 섀도우는 일단 일단 요 정도까지 일단 해줍시다. 그리고 아이너를 샀어요. 이거는 에스쁘아 하나는 댄싱 슈즈 댄싱 슈즈이랑 초코 청크 얘는 또에 예쁘죠? 초코 청크는 펄감이 있어서 이 라인으로 다 그리면 선명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점막만 좀 메꿔줬고 좀 진한 섀도우로 라인 끝이랑 이런 섀도우에 막 라인을 막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섀도우는 이 정도로 해주고 댄싱 슈즈를 어떻게 발라줄까? 너무 예쁜데? 눈 앞머리에 살짝 해줄까요?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럴 일이야?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제 메이크업 친한 언니가 알려준 얘기가 이 눈 밑에 펄을 할 때 눈 밑 너무 가까이 하면 눈이 더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눈 너무 밑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살짝 떨어지면서 해줘야 눈이 조금 더 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으면 말고 난 몰랐거든 팔땡이인데 눈 위에 지금 올리면 그러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일단 휴지로 내 얼굴에 가드를 좀 줘야겠어. <laughs> 숨 막혀. 제가 좀 그 뭐라 해야 돼 휴식기를 갖는 동안에 들었던 생각이 되게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행복의 기준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뭐 남들은 내가 되게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 스스로 되게 자부했던 건 난 되게 멘탈이 강하다였어요 내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버틸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지내왔는데 음, 과연 내가 지금 행복한 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뭐 누구나 요새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나는 그 꿈을 이뤘고 지금은 잠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앞으로 나의 남은 긴 생에 어떤 식으로 행복함을 충족해야 할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엄마 아빠가 보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는데제 인생의 기준은 사실 저보다 부모님이거든요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힘든 건 나 혼자 참아도 괜찮아 근데 엄마 아빠가 나로 인해서 힘든 거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엄마 아빠는 절대 나한테 티를 내지 않아 그냥 그래서 잠시 좀 힘들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그니까 차라리 나한테 뭔가를 막 바라는 막 그런 부모님이었다면 미워서라도 막 그랬을 텐데 갑자기 왜 이래 나 <laughs> 하여튼 그랬어요 기댈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인스타그램에 뭐 이렇게 팔로우를 영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영어로 만들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 되게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남의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사람의 이렇게 피드를 보면서 자꾸 나의 행복의 기준을 남한테 맞추는 거예요. 아 남들은 저러고 있는데 어 나는 왜? 그냥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일단은 그냥 나만 보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에 집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걱정하신 왜, 왜 게시물 다 지웠어요? 왜 팔로우 다 없앴어요? 라는 게 뭐 별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정리가 필요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토어 어쨌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슈 블루밍 걸리 플레어 왜냐 내가 이걸 일본에서 잔뜩 사왔으니까 딴거왜안 붙이냐고 하지마 아깝잖아 <laughs> 와! 이 듀오풀은 말이죠 여러분 짤 때마다 막 막 쏟아져 난 진짜 조금 잘라 그랬어 근데 막 이만큼씩 쏟아져 거기보다좀더 끝으로 붙였어요. 그럼 눈이 좀 더 꼬리가 내려가 보이고 순해 보이겠죠? 안 순해 보이나? 아래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아 맨날 맨날 묻어 맨날 이건 원래 네일 무슨 용품인데 전 속눈썹 올린 용도로 사요. 사요? 써요? 아직도 소개할 게 많이 남았는데 자 다음은 치크를 소개할게요. 릴리바이 레드 빔 이렇게 4개를 했어요. 셀피빔, 청순빔, 우아빔, 생기빔 근데 이거 일단 껍질 언제 닦 뜯을까? 구찮아 이거 마에열 여유를 갖고 네. 너는 천천히 할 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생기, 청순, 셀피, 우와 얼굴에 생기를 넣어줄까? 아니면 오늘 청순해져볼까 생기를 한번 넣어봅시다. 나는 셀피빔을 살짝 더해주고 싶어. 근데 얘 왜 이렇게 됐지?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동안. 근데 하이라이터 추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죠. 스틸라 하이라이터를 구매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런 브러쉬도 주었어요.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라이터 중에 원래 키튼이라는 색상을 살까 하다가 검색해보니까 얘가 이 오퓰런스라는 색깔이 좀 더 뿅뿅 뿜뿜한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얘로 구매 했어요. 저는 뿜뿜한 색을 좋아하니까. 펄 대박이죠. 되게 연하게 발색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 얘 느낌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 역시 만져오면 퐁냥퐁냥 보이세요? 바로? 와 하이라이트 난리 난다 이거 이거 이거 지금 100화 뛰어넘는 넘는 것 같은데? 진짜 얘는 음, 자칫 잘못하다간 사이버방이 될 수 있는 느낌인데 잘 쓰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만 난 지금 잘못 썼어 아주 그냥 코끝이 지금 여기 여기가 있어 지금 자, 다음은 제가 립을 샀는데 립을 또 제가 또 어마무시해 왜냐? 원 어, 플러스 1이었으니까. 릴리바이 레드에서도 이만큼, 삐아에서도 이만큼을 근데 제가 이걸 일일이 언제 다 발색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해. 난 자신이 없어. 아, 예, 지금 뭐 샀냐면 단한 간귤인 척, 시니컬한 앵두인 척, 사연 있는 자두인 척, 사연, 사연 있는 자두인 척, 왜 두 개야? 너 왜 두 개니? 여러분 하나 가지실래요? 순수한 사과인 척, 사, 살구인 척, 복숭아인 척 이렇게 복숭아인 척이 내가 얘가 좀 연한 애 같아서 얘, 얘 일단 베이스로 좀 깔아줄게요. 약간 향감기가 있네. 연할 줄 알았는데 안 연하네. 자 그리고 이제 렌즈는 제가 스피니쉬 원데이 브라운을 사왔어요. 그레이랑 브라운이랑 오늘은 브라운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브라운을 한번 채해볼게요. 이게 홍채 렌즈인가? 그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자 이렇게 머리까지 묶어왔습니다. 아 머리 하는 동안 진짜 땀띠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피부화장이 거기다 베겨진 것처럼 땀이 엄청나서 지금 끈적끈적한데 어, 여러분들도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행복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은 더 기대되는 그런 하루하루 삽시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리플은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영어도 좋고요. 중국어도 좋고요. 아랍어도 좋아요. 뭐든 남겨주시면 열심히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